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엄청 많이 고생하고 햄버거 만들어 봤습니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밀라흐마라힘 비스밀라흐마라힘 솔직히 말하면 너무 커서 하나만 먹으면 배부르네요 고기가 가득 들어있어요.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햄버거가 너무 커서 네, 예, 배불릴 때까지 먹었어요 네, 진짜 햄버거가 맛이 잘 됐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